원, 투. 바라봤을 뿐인 얼굴 떠오르지 않나요 네 거림직한 건 나의 신경 쓰이잖아요 가는 게 사라져 없어져 버린 듯 느는 게 주는 게 당신이 먼저 다가왔던 건데 경기를 해도 가면을 쓰고 하면 어떡해 정론이지만 해답으로선 오답인 건네 한치 틀림없이 어긋난 거는 관심 권영 관세음 너와 나의 주종자가 숨을 손에 품고 길래